아44 어노 야! 이, 이게 왜 나가? 아 진레바다 이거 진레 진레 아 미스 뭐야 아또 10프레임짜리 딜캐 씨 존나 아프네 걸려 어? 설마? 치얼스! 나봉! 킬각 제대로 잘 봤다